범마가 늙은 연예인 사진을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이분은 전부 다 축소를 해야 되시는 분인 것 같고 황정 씨 같은 경우에는 송지효 씨, 다나 씨, 김남길 씨 실명 얘기하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원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레아트 소형외과 원장 문성준입니다 일반적인 이마 축소 방법으로는 M자 쪽은 잘 축소가 안 돼요 척추 쪽에는 우리 두피를 갖다가 잡아주는 인대가 있는 특정 부위가 있어가지고 이쪽이 덜 당겨오기 때문에 M자 축소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좀 다른 방법을 쓴다면 문자 축소 또한 이마 축소로 어느 정도 교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이럴 땐 모발 이식, 이럴 땐 이마 축소술 어떻게 구분해서 그 수술을 선택하면 좋을까요? 아, 이 부분은 저희 병원 이제 노하우가 좀 담겨 있는 부분이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.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어, 두피가 좀 잘 안 당겨오거나 아니면 피부가 매우 두꺼운 분들은 모발이식이 조금 더 추천되는 편입니다. 만약에 많은 양을 갖다가 이제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만 축소를 함과 동시에 모발이식을 같이 권장하는 경우도 있고 피부가 충분히 얇고 잘 당겨온다고 하면 이마축소 단독으로도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엄마가 넓은 건줄 알았는데 탈모가 진행된 거라면 이마축소는 맞지 않는 케이스인 거죠?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도 모발도 결국 이식할 수 있는 숫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결국 뒷머리에서 가져오는 건데 이 모발의 밀도 자체가 좀 낮거나 아니면 모발이 너무 가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마 축소 후에 이제 모발이식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원장님 정말 정말 흉터 걱정에 대한 글들이 많더라고요. 맞습니다. 두피 흉터는 두피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갖다가 넘어서까지 너무 과한 양을 갖다가 축소했을 때 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이에 따라서 축소량을 갖다가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흉터가 최대한 안 생길 수 있는 디자인을 쓰는 그런 경험과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마 특수술과 이마 눈썹 거상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어떤 케이스가요 요즘은 그 20, 30대 분들도 이마 거상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이 많으세요. 그 이유가 눈썹이 리프팅 되게 되면은 눈썹하고 눈 사이의 거리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되고 그러고 따라서 좀 어려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마 축소를 할때 아, 이마 거상까지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 생각해 보면은 이마를 갖다가 일단 축소를 한번 해놓고 거상을 한번 추후에 한다라고 하면은 또 피부가 남아버리잖아요. 당겨 올라간 만큼. 그러니까 이 밸런싱도 좋고 또 이미지 변화를 좀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에 할 때 그냥 같이 해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 당겨 올라오는 피부도 있으니까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제거할 수 있는 피부의 양 한마디로 해서 이마를 축소할 수 있는 양이 조금 더 극대화되기도 합니다. 그 수술을 함께 했을 경우 이마 날개 최대 몇 cm 줄일 수 있나요? 어 사람의 피부 두께나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냥 안전하게 보시면 최대 2.7cm까지가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즘 이마에 필러 지방 이식을 하는 분들 이마 축소는 말 그대로 이마의 넓이를 갖다 없애는 수술이기 때문에 필러하고 지방이 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마 축소술에 마음 설리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. 아 이제는 옛날처럼 어떤 특정한 라인의 눈, 뭐 특정한 라인의 코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부분에 아주 몰입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얼굴의 조화 밸런스를 갖다가 좀 더 중시하는 시대라고 보여지긴 합니다.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이미지와 그 근본을 갖다가 해치지 않으면서 좋은 밸런스와 비율의 이 변화를 통해서 이미지 개선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마거상이나 이마축소는 상당히 추천되는 수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.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지금까지 레아트 정외과 원장 문성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